가서 병실부터 옮겨드려야겠네. 마세요. 비트맵을 다른 방식으로 그 같은 뭐라 그런다요 같은 의미로 레스터 방식 네 번째 비트맵 파일 형식에는 BMP, TIF, GIF, JPG e 또는 JP, e JPG e 또는 JPG there 프라이스 아, 감동이고 도시인데 등에 뭐가 있어 일단 이렇게 해서 하우스 아, 어. 오스 어, 그걸 틀렸대? 똑네이 얘들 진짜 실망적이다 그거는 계속 많이 봤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어. 근데 잠은 좀푹 주무어요 저요? 어, 지금 거의 생체 실험하듯이 저희가 특별히 의심할 만한 건 없었는데